another 12 years now Since I last saw you h 강남대로와 신호대기 중인 차 창문 넘어 보이는 너 무심코 인사 그 건넸지만 아차 우리는 헤어진 쌀딱이 초간 멍하니 쳐다보다 시선을 돌린다 추스린다는 놀란 맘 지나가는 사람들이 상하게 쳐다본다만 근데 있잖아 너도 날 보고 그 자리에 바위가 된 듯 굳은 채 가만히 있네 정리하기로 결심했던 내 맘이 왜 휩쓸리고 흔들리고 날못 살게 하는데 신호봐 귀네 이제 나 출발해야 돼 지나가길 잘가 넌잘 지내야 돼 좋아 보여 잘 지내나 봐 헤어스타일도 바꿔내 역시 태가 나 예쁜 얼굴이니 뭐래도 어울리지 정말로 걱정 많이 했어 나 솔직히 아플까봐 사람이 될까봐 나보다 훨씬 많이 슬플까봐 근데 좋아 보여 내가 바보였나봐 u 어, 좋아 보여 내가 바보였나봐 네가 혹여 이별 못 견딜까봐 너를 보니까내만 놓여 시선이 다시 돌아가 인파 속에서 널 찾아냈지 근데 네 곁에 새 남자 그때 내가 얘기했던 바로 그 사람인가 봐그땐 불행하길 바랬지만 지금은 달라 행복해야 돼 알지 진심인 거 그도 알겠지 네가 특별한 감성을 지닌 거 페달을 밟고 가야 하는데 왜나내 발에 움직이지 않을까 페달을 밟고 가야 하는데 왜나내 발에 움직이지 않을까 페달 밟고 가야 하는데 왜난 움직일 수 없을까 좋아 보여 잘 지내나 봐 헤어스타일도 바꿔내 역시 태가 나 예쁜 얼굴이니 뭐래도 어울리지 정말로 걱정 많이 했어 나 솔직히 아플까봐 힘이 들까봐 나보다 훨씬 많이 슬플까봐 근데 좋아 보여 내가 바보였나봐 The green light is on so it's time to go 하지만 갈 수 없어 널 그냥 두고 경적 소리가 들려 saying I gotta move 하지만 이게 마지막인 것 같다고 The green light is on so it's time to go 하지만 갈 수 없어 널 그냥 두고 경적 소리가 들려 saying I gotta move 하지만 이게 마지막인 것 같다고 Sure, 잘 지내나 봐 헤어스타일도 바꿔내 역시 태가 나 예쁜 얼굴이니 뭐래도 어울리지 정말로 걱정 많이 했어 나 솔직히 아플까봐 힘이 들까봐 나보다 훨씬 많이 슬플까봐 근데 좋아 보여 내가 바보였나봐